La go 곤처럼 Die die 내 사랑은 죽었어 제발 가라고 너 가라고 제발 내게서 멀리 꺼져버리라고 제발 제발 너의 거 来。